현재 마비노기 유저라면 그 누구나 인정하는 최강의 검이자 최고로 비싼 검 태양과 달의 검 일명 태달검 그 제작 방송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자 하시죠 먼저 네? 인사하시죠 아, 아 <laughs> 잠깐만 이렇게 이렇게 바로 <laughs> 이 방송 주인 정하우라고 합니다 저는 로젠젠이라고 합니다 에카님이 아니었습니다 이것 때문에 서울까지 와서 젠제님한테 부탁 부탁 해가지고 빌렸어요. 이 마을회관인가요? 아니요. <laughs> 아니라 마을 아닙니다. 아. 아니라고. 어? 마비노기 하시는 분들이라면 누가 뭐래도 절대 반박 불가입니다. 마비노기 최강의 검, 태양과 달의 검, 태달검을 오늘 만드는 제작 방송을 하는 거고요. 노젠젠이랑 아오가 어떻게 태달검 제작 방송 하냐 해서 오해할 수 있는데 태달검 제작은 저희가 하지 않습니다. 블랙스 장이신 에카니를 모셔왔습니다. 에카니그 아, 손마음 오늘 주네요. 예, 세명 있습니다. 세 명. 아 여기 있습니다. 아이고, 어, 정말 어, 그래서 원래 불스를 이렇게 하시나요? 아네 어, 그 원래 그 게임 초기 때부터 제가 불스로 좀 활동을 해가지고 제작하는 걸 좋아 좋아해가지고 나오게 됐습니다. 아 목소리에서 고유함이 묻어나오신다. <laughs> 차상검 제작 계기가 어떻게 되시나요? 원래 제가 작년에 이렇게 복귀를 하게 됐는데 복귀하면서 태양과 다리검이 제일 센 무기라고 들어가지고 한번 욕심이 나가지고 한번 제작을 한번 해보게 됐습니다. 재료들을 어떻게 모으시나요? 일단 저희 서버에 매물들이 한정돼 있어가지고 네 다른 서버에도 이제 매물들을 찾아가지고 이제 서버 이전일에 맞춰가지고 재료도 갖고 온 식으로 3개월 정도 구입을 해가지고 만들게 됐습니다. 아 3개월씩이나 그걸로 갖다 설명해드리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출처는 빅토리는 블로그입니다. 자 볼까요? 이제 그 재료들이 공정 중에서 총 5가지의 공정 재료들이 들어갑니다. 자 먼저 하나하나씩 저희가 설명해드릴게요. 먼저 이 맨 오른쪽에 있는 게 여명의 검인가요? 황혼의 검일 겁니다. 좋습니다. 자 황혼의 검, 몽환의 라비던즈에서 나오는 겁니다. 무려 재료비 이거 하나에 2천만 원짜리입니 2천만 원짜리. 아 여기까지 뭐 어, 여러분들이 아뭐 2천만 아, 뭐 원 해달검인데. 어. 그치 나쁘지 않네 할 수 있죠. 이 왼쪽 거를 보겠습니다. 자 이 왼쪽 거는 뭐죠? 아, 이게 핵심 재료라고 진 저희 서버에서 총 4개인가 떴죠. 그 전에는 매물이 단 하나도 없었어요. 못 나왔어 그몇 년간. 네. 최근에 거래가 56억이고요. 최근에 거래가 56억이고. 네. 아! 그뭐 제가 사적으로 말씀드리면 뭐한 200만 원? 이 여명은 알바 흘려서 하드 중급에서 뜨는 건데 SS급 이상 근데 하루에 세 번밖에 못 가요 네, 자이 왼쪽 건 뭐죠 아우님? 불길한 운명의 파편 또 어디서 나온 거죠? 몽환의 라메돈즈에서 나온 아 웬만한 건 다 몽환의 라메돈즈 나오네요 기또 보니까요 그렇죠. 이것도 하나에 거의 한 얼마죠? 6천 호가 하나요? 하나에 와 계단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전 저 다 모아서 50개에 6,500만이라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네요 이게 6,500만 곱하기 50개면 얼마입니까 이게 또? 한3 5 0만 정도 하는 거죠 이렇게 합치면은 800에서 9 0 0만 정도 된다 와 벌써부터? 제가 주로 도는 그 아일상아 제가 비싼 게 끈봉사? 네? 어, 아. 아 끈봉사 사수였어? 아 미안 헷갈렸다 야. 자 여러분. 야나 균검금 버린 사람이야 나. 아, 다음. 자 다음 가볼까요? 왼쪽에 태양서 오른쪽에 만월서 한 개에 250만 2억 5천만 원이네요 둘 다 합쳐서 5억 우와. 정도니까 와 여러분들 여기까지 나온 재료비 얼마입니까 지금 제작하는 비용이 네. 천만 원 현돈 천만 원 천만 골드가 아닙니다 이 지금 살고 있는 자취방 옆에 여기 얼마냐 물어보니까 저는 월세인데 여기 네. 옆에는 전세가 4천이래요 테달금 4개예요 <laughs> 자기 다른 게 160억 숲이라고 옆에서 말씀하셨어요 160억, 160억 숲이요 진짜 마감재료입니다 여러분들 저? 아 라르카 푸른 교수석 이회카 붉은 교수인데 사실 여기는 좀 싸요 해봤자 지금 2회카 붉은 개수석 다섯 1,400만원? 근데 원래 테달검 이 제작이 100%가 아니었습니다 공제 100%가 아니라 99%였습니다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저 제 천만 호가 저 재료들을 1%의 확률 날려버리면 살만 나겠습니까 여러분들? 바로 본사 찾아가야 돼 대망의 테랄검 제작을 할 예정이고요 자, 테랄검 제작을 하고 제작 평가를 듣고 외형도 안 보고 이게 시간대에 따라서 외형도 다 바뀌거든요 이펙트라든가 타격 이펙트도 바뀌고요 아 깔끔한 재료를 보이십니까 여러분들 여러분들 보이시는 거 황혼의 검 자, 여명의 검. 와, 이거 심지어 전 놀란 게 이걸 쓸 수 있는 건 줄 알았더니만 이게 재료더라고요, 재료. 네. 자, 오른쪽 여러분들 오늘 쓰실 거 자 세공들도 세공이 자, 일단 철봉으로 마감을 먼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철봉인데 기재됩니까? 지금 지금 그거 아셔야 돼요 오늘 월요일이거든요 네 세트 품질 세트 다 입고도 우리가 네임작을 못 띄우면요 우리 마법 접어아 우리가 접어야 돼? <laughs> 아! 무슨 마감하는데 <laughs> 힘을 줘서 해요 기압을 뺐어 야 불스도 이렇게 땅땅 아! 하는 거라고 어? 우리가 내임작을못끼우면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데드바이 데이라이트 스트리머 로젠제입니다 반갑습니다 데바데 스트리머고요 마비독이 가끔 취미로 해요 에카님이 어. 나오실 때는 캡을 끄고 자, 이렇게 오케이 자 에카님 어, 와주시죠 마감을 네. 그 불스 마감 팁 같은 거 혹시 음. 약간 알려수 있나요 혹시? 다 마감을 하시게 되면은 이렇게 점이 다섯 개의 점이 랜덤으로 이동을 하는데 네네 멈춘 순서대로 마감 하는 게 중요하시고요 게이지의 거의 끝에 부분에 마감을 치시면 돼요 아 끝에 쳐야 돼요 근데? 음. 어떻게 다시 한번 더요? 나 네, 이대로 하죠 이제 아, 오케이 알겠습니다 괜찮으신가요? 네. 저희가 이제 테달검 할 겁니다 테달 할 건데요 저희 이제 모든 그 채팅과 모든 도네이션 다 끄고 저희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잠깐 마이크 더 끌게요 가보겠습니다 여 네. 아, 미완성 미완성입니다 미완성 부끄러워 마지막 소감 알쇼 한번 네, 좀 떨리네요 와, 아, 아, 목표치 그건 말했어요 네임작? 목표는 높게 작업을 했으니까 X급으로 한번 X급! X급. 와 높다 높아 갑시다 세게 뚫렸어 지금 방금 전에 방금 전에 두번 뜰까봐 와야 인자 알로 축하드립니다 이야 정말 정말 쫄렸습니다 진짜 와, 진짜 보는데 마우스 두 번 되지 않을까 너무 쫄렸어요 진짜 자에칸이 한번 소감 한 번만 해주세요 아, 뒤에 딴게 아니라 진짜 마감 실수할까봐 너무 아. 마우스가 마감 도중에 몇 번 날라가더라고요 어, 날 우리 지금 거불로도 굉장히 많은 응원을 받고 계신데요 네 야 지금 겉불 한번 읽어볼까요 지금 에칸님그 미셸님 에카님 예, 태다가 축하드립니다. 아, 그리고 또 감사합니다. 이쁨이님 축하 축하. 그리고 푸세랑님 무슨 급 땄을까? 자, 이 정도 급은 어느 정도 제가 좀 모르니까 설명해 주세요. 어느 정도인가 이 정도는? 급은 B 플러스 급이고요. B 플러스 급. 연작이기 네. 때문에 어, 굉장히 좀 만족하고 있습니 자, 시청자들이 250명이 보고 계십니다. 와, 어. 오늘 야, 자 이것이 바로 태양과 달의 검입니 여러분들 아, 낮이라서 이펙트가 반짝반짝 빛나고 있는 모습을 보이십니다 색깔은 시간마다 바뀔 거고요. 에카이도 아주 굉장히 옆에 계신데 굉장히 뿌듯한 모습을 지금 보고 계시거든요 지금 에카이 원하시는 장소 있습니까? 좀 약간 그 축하받기 위한 원하는 장소? 덤바튼으로 갈까요? 덤바튼으로! 아 덤바튼으로! 아, 에카님 그렇죠. 납쓰신다! 자 중앙에 서주시죠 아 자 많은 분들께서 어 쭉쭉 오고 계시고요 네. 자 브레님 베르디아님 어, 아 테라이감 어디 아볼 수 있게 테라감 보기 쉬운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정말 보기 쉬운 게 아니에요 아 여러분 야 정말, 감사드리고요 진짜 맞아보실 그, 분 구합니다 자 여러분들 테라감의첫 번째로 맞아보실 영광스러운 그 와.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와. 자 이펙트가 나옵니다 이펙트가 오, 멋있다 그래도 멋있네요 음. 오! 어! 그래도 멋있네요 음. 오! 오! 별빛이 나오네 별빛이 자 크리티컬이 지금 별빛으로 나오고 있는 거 보이시죠? 빵빵 터지고 있는 모습 아 이뻐요 와우 제가 오늘 정말 이 여러분들의 수건을 보여드릴까 준비했습니다 아 지금 해볼까요? 에카님 그거 있으십니까? 그 백... 세계 최초로 테달검으로 양털 깎는 모습입니다 양털 깎아 자 테달검은 양털 깎기 아이고 자 테달검은 양털 깎기 아휴즈러키가나오네 여러분들 야 아오야 너 방송 접어야 할 수 있어 그만해 <laughs> 그만둬 가자 여러분 그만둬 최공 18레 원하십니다 최공 18레 최공 여기까지 손입니다 누르세요 누르세요 본인 글로